추운 것 같아요, 집이. 요즘 베를린 안간 대신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작업도 뭔가 쉼없이 계속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고갈되는 <laughs> 기분이 자꾸 들어서 정말 아주 제대로 쉬던지 아니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이 이초와 이거는 캔들 왁스 펜이래요. 근데 이걸 사봤어요. <laughs> 이걸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계속 초를 만들고 싶어서 초 재료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한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 몰드도 사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갈색이고요. 어, 안나 이렇게 나와요. 음, 신기한데? 뭐지? 이거를 여기다가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은 플라스틱 필름에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거를 떼어서 여기다 붙여도 된대요. 근데 플라스틱 필름이 있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와서 힘데 이렇게 한 줄 그렸고요. 이거를 두 손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음, 음. 중도로 하지만 오늘은 월요일이 되어서 또 일주일을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새로 그린 그림 오늘은 학교에서 하던 작업을 마저 하고 그리고 어제 달력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다 포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표도 온라인으로 사서 다 붙여놓은 상태라서 그냥 가서 우편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날씨가 조금 추운데 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을 조금 열어둬야겠어. 음, 귀엽죠? 짜잔 작업실입니다 요즘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저걸 쓰고 나면 너무 힘든 게 모든 곳에 이렇게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눈에도 들어가고 한 100년 집을 비운 곳처럼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걸 다 한 번 쓸고 시작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실이죠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완전 실뭉텅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또 하던 일을 막 완성하고 다통고를 하고 있어요. 습니다 두개를 가지고 여기 그래서 어, 업로드를 하고 2주 동안은 여기서 이 작업을 아주 꾸준하게 했답니다. 오늘은 집 가서 방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음, 내일은 와서 이것만 오늘 다 해놓은 거 떼가지고 위에 갖다 놓기만 하면 그럼 끝일 것 같아. 그럼 또 작업을 하러 가볼게요. Was? o d e 12시가 지난 신나는 밤인데 저는 트람을 놓쳐서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전거도 학교에 있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Yeah. o o stimmt. Moment. Das stimmt. Wie im Tattoo-Studio. 전 잠시 치과에 갔다 왔는데요. 마취를 해서 말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있다가 치과 치료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취 때문에 지금 뭘 먹을 순 없고 일기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좀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또 우울함이 몰려올까봐 저는 그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를 마시면서 티를 되게 즐겨 마시진 않아요, 저는. 어쩌다 한번 마시는데 어제 친구들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티를 마셨는데 따뜻한 걸 계속 계속 마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대신 또 그렇게 티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그런 복작복작함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치를 마시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소서와 함께한 잔을 마시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티가 우려지는 동안 오늘 온 아마존 포스트 파켓을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대략 아마존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할래에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존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하루 만에 배송이 되니까 이거 뭐 딱한 개 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안 긴데 거의 반, 반만 해요 <laughs> 지금 이 색깔, 이 핑크 색깔 화장지를 쓰고 있는데 이거랑 좀 어두운 초록색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은 초록색도 예쁜 것 같아서 이것도 샀어요. 파란색도 있었는데 파란색은 다 썼답니다. 사실 핑크도다 썼어요. 지금은 이 초록색이 랑두 개밖에 없네요. 이걸로 또 잘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번에 드디어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귀엽죠? 여기 세로 사이즈는 A4 사이즈고 여기는 A4보단 조금 더 얇은 그래서 좀 얄쌍해요. 여기는 음. 2020년에 했던 드로잉을 거기 담아봤어요. 이렇게. 저는 이 치즈가 올려진 그릇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3월달은 제가 좋아하는 달 중에 하나예요. 사실 자연광에서 보면 더 색이 좋은데 오늘 이미 낮 시간을 다 써버려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발견한 사진에서 그림 그린 거고 이거는 파리에서 피카소 뮤지엄에 가면 이렇게 생긴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을 그린 겁니다. 조각은 그냥 골판지로 만든 거라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색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색을 좀 넣어봤고 작년 달력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변형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피카솔의 화병이랑 유칼립투스 꽃을 보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피규어 인체가 있는 공간 하고 이거는 풀. 풀 이렇게 선으로 그려봤고 이거 이것도 스페인에 썼던 드로잉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색을 또 입혀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것도 되게 12월의 따뜻함을 잡는 것 같아서 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글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중요한 날들은 여기 옆쪽으로 표시를 할수 있어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21년 달력이 완성이 되었고 5월 이후로 진짜 바빴나 봐요.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면 저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어요. 다음 달 어떻게 살고 이번 달 안에 아니면 올해 안에 뭘 더 끝내고 싶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